아따 오야야 저기 나 야야 이거 진짜 많아 어, 오 오.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이번 컨텐츠는 바로 뭐냐 호텔에서 갑옷바퀴벌레 채집하기 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와가지고 바퀴벌레까지 찰집을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한번 채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듣기로는 호텔 근처에서 전갈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돌멩이 같은 걸 들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있죠 자 여기도 있죠 돌멩이 저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들치면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 제가 오늘 잡으면은 담을 채집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바퀴벌레는 보통 썩은 나무 안에서 동면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 얘네는 사계절이 없고 항시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나무 속에서 동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돌멩이 안에서 채집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은 야, 야, 제가 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리로 바로 힘을 빠생 오 여여여여여 야 여기 뭐 있었는데 야 진짜 있었는데 자 여기 뭐가 숨었거든요 여긴가 오 여기 있다 야삐 오 야야야 바퀴벌레 바퀴벌레다 와 얘 흙에 엄청 잘 숨는다 맨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야삐 한 마리 더 채집 추가 등이 날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우선 얘네들은 약충이어가지고 좀 작기 때문에 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리가 짧은 게 우리나라 가구바퀴벌레랑 굉장히 굉장히 흡사해요 모르겠어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선 채집한 거 우선 요거만 잡자 야 호텔 근처에 바퀴벌레가 야 두비아 로치처럼 굉장하게 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큰 친구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느긋하게 한 팔로 으, 으, 아, 아. 야 여기도 있다 좀 진짜 굉장한 게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리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으차 같은데? 어 여기 없어? 근데 구름 많은데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어? 오야 쏜다 아 이게 바퀴벌레 구멍인가 보다 저,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어디 갔어 잡았어 아 너가 잡았구나 잠깐만 네. 손톱에 때 손톱이 떼끼니까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오, 크다, 크다 크아 근데 이게 다 큰 건가 보다 어, 뚜껑 한 번만 열어줄래요? 오케이 어 있다 여기 다야 우리 수제자가 야 핀셋 마스터 혹시? 오! 오 저보다 잘 잡아요 완전 곡괭이 마스터지 핀셋 마스터 이야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, 우리 수제자 올해 몇 살입니까? 저 11살이요 11살입니까? 아, 아, 우리... 또 조그만 겁나 조그만 거 있다 어 애기요? 애기도 우선 놓치지 맙시다 어차피 풀어줄 거긴 하지만 어디,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야 오케이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겠다 어? 제 만능 다리로 바로 밀어 보도록 하죠 자 준비해 주세요 아따 오야야 저기 나 야야 이거 진짜 많아 오, 오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일단 이거 일단 도망가기 오아이 어, 바퀴벌레도 있다 그냥 아, 그냥 바퀴벌레는 안 오야 얘 제일 커 제일 커얘 두 배로 찍었대 야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자 흙은 담지 마세요 네. 야 오케이 아 근데 태건이 손 저치시만 되는데 뭐야 뭐야 이거 놓치 아 이거는 내 생, 제 생각인데요 이 같은 종의 수컷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바퀴벌레 수컷들이 보통 많이 잡았어요 와 오케이 자 우선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있죠 흙이랑 나뭇잎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. 야 우리 수제자가요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와서 등산도 하고 굉장히 힘든데 힘든데도 포기는 안 합니다 친구가 굉장히 여러분들 본받아야 될 끈기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선은 예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거까지만 채집을 하고요 자 뚜껑 open please yes 예 오케이 자 오케이 마지막 끝 여기까지 넣어주세요 안돼 안돼 도망가 야자 여러분들 지금 불과 10분도 안 돼서 바퀴벌레를 수십 마리를 채집 성공하였습니다. 짜잔! 자, 아무렇지 않은 척, 아무렇지 않은 척 가겠습니다. 저기서 지금 형 쉬고 있는데요. 아무렇지 않은 척 가가지고 가볼게요. 에그 박사님, 아, 네.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아, 힘들죠? 아, 뭐, 뭐, 아이 선물 드리려고 에? 네? 선물요? 예 드릴게요 근데 이건데 어, 아니요 사슴벌레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세에서안 드리죠 예 해가지고 우선은 오픈해서 보시면 굉장히 음? 좋으실 거예요 예. 아 오픈 한번 해보세요 귀한 거겠죠? 네 우와! không ngon đánh ta